유빈 씨 네. 오늘 엔딩 요정을 하게 되셨습니다. 아 조금 아쉽, 아쉽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아, 왜냐면 제가 이렇게 딱 해서 네. 이렇게 할 건데. 네. 아 처음 엔딩 하는 거 하니까 좀 <clears throat> 멋있게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. 했는데 네. 별로 안 멋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충분히 멋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아쉽네요. 그러면은 네. 아쉬움을 지금 표현해 봅시다. 제가 이거를 두 개나 잃어버렸거든요 네. 그래서 제 주머니에 있는 거를 또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제가 이렇게 눌러가면서 썼는데 제가 드디어 또 장만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잃어버릴 거예요 내용물 어디 보관할 건데? 아빠했을 내용물 어디다 뒀지? 감사합니다 예. 립밤 드르릉 아저씨 인상뭐 이렇게 찌푸리고 계세요? 지금 어. 딱 멈췄는데 리에 씨가 딱 상당히 잘 나왔네요 지금 아우 어, 네. 잘 나왔는데요? 어떻게 생각하시죠? 네. 제가 봤을 때 네. 러브 형 같은 경우면 99% 이상하게 나온 걸 아마 보여줬을 거예요 역시 잘 나왔, 잘 나왔 정확하게 어, 뭐야 이상하네 엄청나네요 이렇게 해도 약간 유체이탈를 표현한 거잖아요. 그렇죠. 저희 씨가 이거를 위해서 네. 얼마나 많은 기절과 그러니까요. 노력을 기절과 했는지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라이온들은 모를 거예요. 네. 예. 왜냐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. 예, 나도 몰라. <laughs> 네. 가랑이 조심.